저렇게 약간 아, 이렇게 파투 자는 거 똑같이 따라해볼까? 발 내가 보여줄게 까꿍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어 타투 엄마 죽은다 아 꼬아 깨끗다 헤헤 뚜야 너 엄마 죽으면은 살 수 있어? 따뚜야 너 엄마 죽으면 살수 있어? 살 수 있냐고 묻잖아 따뚜야 따뚜야 기분이 많이 안 좋아? 우리 다투 기분 안 좋아 아까 백설이한테 지고 나서 따뚜야 오 그래서 엄마한테 짜증이야 기분이 안 좋아? 타투? 얘 기분 기분 안 좋아서 내가 뽀뽀할 때마다 화 오지게 내네 아 귀여워 아이야를 싸움에서 졌어요 아. 타투 타투 지금 빙글빙글 돌면서 주무시고 있어. Nope. 아, 왜 귀여워. 아이 귀여워. 왜 빙글빙글 돌고 있어? 왜 맨날 저러고 잘까? 우리 타투는 맨날 저렇게 아까 이렇게 타투 자는 거 똑같이 따라해볼까? 이렇게 하고 자. 그치? 아, 잘생겼 <laughs> 타투야 괜찮아? 어떻게 타투야? 타투 어떻게 그럴 수 있어? 타투야 괜찮아? 타투야 괜찮냐? 아, 아, 아, 타투야 괜찮아? 어 타투야 안돼 안돼 죽으면 안돼 타투야 아 아, 발로 타지 말라고 나한테 아프고지 마. 엄마는 나한테 맡겨왔어. 나들어저집 개들 고생이 많다 나와. 왜 고생이 많아? 아니야.

그만 안할 거야. 우와. <laughs> 살려줘. 살려줘. 어, 살려줘. 어, 어 따뜻해 그러지 마. 알았어, 알았어. 여기요 어, 많이 뭉쳐서 오셨네요 산책할 때 많이 힘드셨어요? 산책할 때 많이 뛰어다니시면 힘드시긴 하죠 아, 아 너무 귀여우세요 오늘은 뭐 하셨어요? 오늘은 뭐 하셨어요 고객님? 오늘은 어떤 하루를 보내셨나요?